안녕하세요. 러블레터 의 크리스입니다. 어, 18번째 러블레터 어, 제목은 Love isn't always me first 한국어 제목은 자기중심적이 아닌 사랑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어,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외울 부분은 자막에 제가 띄워놓을게요. 남자 목소리 먼저 Love isn't always me first. It isn't selfish. It is not self-seeking. Love isn't always me first. It isn't selfish, it is not self seeking. Love isn't always me first. It isn't selfish, it is not self seeking. 자, 여자 목소리로 다시 세 번. Love isn't always me first. It isn't selfish, it is not self seeking. Love isn't always me first. It isn't selfish, it is not self seeking. Love isn't always me first. It isn't selfish. It is not self-seeking. Love isn't. 오케이. 자, 오늘도 고린도전서 13장을 계속해서 그 안에 어떤 핵심적인 문장을 함께 묵상해 보고 암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채널을 지금 오늘 또 12시 26분에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뭐 요걸 하려면은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생각해보고 자료 만드는 시간이 있으니까 거의 그 자정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m i d n i love letter로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채널명을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알려주시고 What do you think of the title? The channel 예, c h a n n 이라고 할까요? 타이틀이라고 할까요? Anyway, 예, 여러분의 견해를 알려주시면 뭐 좋은데 어쨌든 뭐 제가 정하지 않을까 근데 <laughs> 네, 이렇게 말하면서 보니까 오늘 제목이 Love isn't always me first인데 전 me first로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음, 오늘 하여튼간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저 제가 먼저 여러분 볼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기록에 남는 거니까요 예. 참 내용이 정말 주옥 같은 것 같아요. 예. 어린이절부터 정말 많이 본 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보면 볼수록 좀 이렇게 더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이가 먹을수록 경험들이 쌓이면서 아 이게 진짜 예, it is so true. 너무너무 사실이다 이렇게 느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신께서 진짜 제가 이거를 채널을 하니까 더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겠지만 어,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사실 참 유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어, 오늘 그 사랑의 속성 중에서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는 예. 일단 뭐 isn't 이렇게 막 하지 않는다 그랬죠. 예, 또 is not 이렇게 줄여 is not을 isn't가 줄인 건데 이게 뜻이 조금 더 부드럽다는 느낌도 있다고 그랬고요. 어,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렵진 않죠 오늘 Love isn't always me first 사랑은 항상 자기 중심적은 아니다 It isn't selfish, selfish. selfish라는 단어 이기적인 여러분 아시죠? 저번에 어떤 그 동영상에서 제가 가장 세상에서 어떤 무서운 dangerous한 fish가 selfish다 이런 저도 들었던 조크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예. It is not self-seeking, self-seeking 이것도 여러분 자기를 추구한다는 게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한 어떤 영어 성경 번역본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예, me love isn't always me first는 the message 번역본 가끔 우리가 또 거의 보조 어떤 textbook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it isn't selfish 이게 이제 CEV 우리 주로 쓴 텍스 어떤 영어 성경 번역본이고요. It is not self-seeking. 이거는 또 한국에서 가장 많이 보는 영어 성경 번역본 중의 하나인 NIV, 예, NIV 버전에서 갖고 온 표현입니다. 어, 잠깐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생각해 보자면, 음, 사랑이 자기중심적이 아니다.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내용인데, 역으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어, 제가 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어,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사람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좀 진짜 사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저는 완전히 여기서 열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자기 중심적일 때가 다 누구나 있는데 좀 그런 성향이 강한 분들이 제가 살면서 보면 어, 진짜 누구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진짜 상대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어, 좀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고린도전서 이게 지금 4절일 거예요. 예, 그 뒷부분에 보면 어, 그러니까 love isn't always me first 또는 love isn't selfish 그리고 어, not easily angered 아니면 어, not quick tempered 제가 밑에는 다 적어드릴게요. 자막도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요. 템퍼가 약간 여러분 성질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quick tempered가 약간 빨리 화를 낸다는 거예요. 아, 저도 좀 찔리는데. 예. 저도 자기 중심성이 강할 때가 분명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예. 노우라고 나는 안 그렇다. 절대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라 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을 제가 저증하는 어떤 판단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란 얘기예요. 예. 어,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내가 뭔가 어떤 센터에서 밀린다 그러면 quick tempered, easily angered quick-tempered, easily angered. 쉽게 이렇게 성질이 나고 화가 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인데 사실 그렇게 보면 행복도가 되게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왜냐하면 살다 보면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가 원한다고 항상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자기 중심적이 되다 보고 되다 보면 이렇게 쉽게 화를 내고 이러다 보면 그 사람의 곁에 오래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게 돼요. 예. 아주 소, 아주 소수의 사람이거나 때로는 정말 외로운 그런 게 되죠. 예. 그렇게 자신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만 결론적으로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어, 제가 그럴 때 또는 제가 알았던 그런 사람들을 관찰한 저의 결, 결론입니다. 아, 별로 행복하지 않다. 예. 어... 그러니까 저를볼 때도 제가 아 내가 힘드니까 이제 나만 챙겨야지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전혀 챙기지 않을 때 내가 정말 행복했던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actually no예요. actually no 예, 실은 예, 그렇지 않, 더라고요 예. 아마도 인간을 만든 조물주가 신이 우리를 그렇게 어, 그렇게 스스로만 챙길 때, me first, self-seeking, selfish, 이럴, 이럴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지 않도록 만드신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제가 뭐 일이 많다든지 제가 좀 힘들 때라든지 이럴 때 뭔가 먹는 음식으로 제 자신에게 어떤 reward, rewarding, 보상을 하려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제 부끄러운 <laughs> 고백인데요. 그래서 비만이 된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의 낄낄대는 소리가 좀 들린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 그러신가요 혹시? 그런데 어, 이렇게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뒤돌아보면 제가 혼자 맛있는 거를 막 혼자 꾸역꾸역 먹을 때마다 뭐 때로는 정말 뭐 1년에 한두 번은 좋은 식당도 가서 일부러 폼도 잡으면서 예. 뭐 좋은 뭐 비싼 식당으로 꼭 맛있는 건 아니잖아요. 맛있는 곳도 당연히 있겠지만 예. 뭐 제가 모든 식당을 다녀본 것이 아니니까 나름 미식가입니다. 주변에서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예. 저한테 물어봐요. 아는 분들이 뭐오 어디가 맛있냐고.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입맛이 약간 까다로운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나 뭐 많이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한 끼도 뭐 제가 사무실 근처에서 밥을 먹을 때도 한 끼라도 또 가성비가 좋고 맛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는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남역 근처에서 뭐 밥집이나 이런 거 찾는 여러분 구독자분이 계시면 예, just 저한테 text me 문자 하시면 I'll let you know some good restaurants 예, 좀 좋은 식당도 알려드릴게요. 예, 예. 오늘 약간 먹는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사진도 좀 그런 사진을 제가 올릴까 하는데 지금 이 사진 두 사진을 중에서 갈등 중이에요. 예. 어,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먹니 기억 나왔으니까, 오 먹방, 먹방 토크, 먹방 토크로 좀 달려볼게요. 예, 주제하고 좀 벗어나,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 just, 예,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세요. 예. 어, 제가 돌아보면 조금 양이 부족해도, 어, 풍족하면 당연히 더 좋지만, 어, 내가 혼자 먹을 때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양이 좀 적을지라도 나눠 먹을 때가 정말 꿀맛이었던 것 같아요. 더 행복했던 것 같다는 얘기죠. 예. 를 들면 제가 먹었던 가장 맛있는 치킨, 한국 사람 하면 치킨이잖아요. 예. 어느 분이 또 이걸 들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예. 나중에 해외에서 치킨, 뭐 한국 음식점 이런 걸 같이 하자 지나가는 얘기였을 수도 있고 진심이었을 수 있는데 저는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약간 그런 영어권에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될 운명일 수도 있어요. 예, 저를 잘 아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제가 뭔가 약간 어떤 신의 컬링, 어떤 신의 컬링이 약간 사명, 부르심 그런 게 약간 그런 쪽에서 생을 마무리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또 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치킨집을 예, 제가 영국에서 하고 있게 되면 <laughs> 갑자기 웃음이 나오네요. 예. Why not? 여러분한테 <laughs>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영국에 혹시 오게 되면은 여러분 뭐 영국이 아니더라도 예. 아 어쨌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치킨은 제가 기숙사에서 그러니까 대학교 시절에 음,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하고 같이 아, 치킨을 시켜서 먹었을 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너무 오래전이라서 한 마리 시켰던 때도 있고 한 마리 반 시켰던 때도 있고 막 돈을 다 영어로 최뺀은 한다 고 그러죠. 최뺀 예, 이렇게 어, 다 이제 모아가지고 예, 거기 동참을 하는 거죠. 최뺀 한다 고 그러죠. less 최뺀 약간 예, 밑에 적어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시켜서 먹을 때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꿀맛이었고 예, 허겁지겁 먹었지만 또 그 와중에 서로 챙겨줘요. 예, 서로 다 주머니가 가볍던 시절이고 예,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무리하게 <laughs> 혼자 러쉬를 하지 않습니다. <laughs> 저도 너무 먹는 걸 좋아하지만 예, 이렇게 서로의 어떤 페이스를 보면서 또 남겨주면서 하여튼 너무나 훈훈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어, dorm 예, d o r m 의그 멤버들을 제가 진짜 나중에 꼭 찾아보고 싶어요. 예, 가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는데 뭐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또 <laughs> 음, 먹방 토크라고 그랬죠. 예. 제가 가장 잊지 못하는 짬뽕이 있습니다. 바로 또 그 기숙사의 그 칙칙한 건물도 상당히 오래됐었는데 예. 무슨 약간 교도소 필이었는데 예. 너무 심했나. 예. 그비 오는 날 막 소나기가 내리 추적추적 내리는 그 날 어느 후배가 아 뭐 형님 비 오는 날은 짬뽕입니다. 짬뽕이 질립니다. 그래가지고 그한 명, 그 후배 두 명하고 저하고 그 지하에서 그 어두컴컴한 구석에서 그러니까 그 형광등 하나 켜놓고 먹었던 그 짬뽕의 맛은 정말 <laughs>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짬뽕 잘하는 집 가서 먹어도 맛있죠, 물론. 잘하는 집들이. 근데 그때 그 짬뽕 맛은 그 분위기에 취해서 그런지 전혀 기대를 안 했다가 먹어서 그런지 그 집이 정말 맛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I don't know why. 예, 근데 너무 진짜 맛있었습니다. 예, 그 짬뽕의 맛을 또 찾을 수 있을까? 뭐, 먹는 게 장렬이네요. 예, 제가 많이 얻어 먹었었기에 저는 제가 어, 저의 뭐 영어 수강생들이나 뭐 이전에 교회에서 만났던 분들이나 현재 뭐 탁구장 회원들이거나 저는 맛있는 데 가서 먹는 걸 너무나 좋아하고 저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아마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아실 거예요. 예, 제가 강남역 지나갈 일 있으면 연락하면 제가 밥 사주겠다고. 예. 진, 심이에요 예. 예. 이건 try me. 예, 저를 한번 시험해 보셔도 돼요. 예. 물론 이제 시간이 맞아야겠고, 약간 그런 건 있지만, 예. 예, 그리고 또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랑 밥 먹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또 먹었다고 달아주셔도 돼요. <laughs> I'm not a liar. 예, I'm not lying.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먹는 거에 있어서 <laughs> 진실합니다. 예, 오늘 신났네요. 먹는 얘기하니까. 예. 오늘 한 김에 제가 오늘 또, 또 행복한 시간을 그, 셀피시하지 않은 우리 탁구장 회원들 때문에 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어, 탁구장에서 알게 된 회원분들, 이렇게 친형제가 있는데 그분들이 압구정동에서 분식집을 열었다고 들었었는데 마침 이제 저, 저랑 탁구 많이 치고 또 가끔 식사도 하는 그 어, 분들이 있어서 예, 저랑 나이대도 조금 비슷하고 제가 좀 더 많지만 <laughs> 아, 그, 아, 그 정도 분식집 그분들은 뭐 저보다 어리지 않네요. 하여튼간 거기를 이제 한 분 회원분 차를 타고 점심을 먹으러 가기로 약속을 저번 주에 하고 갔었어요. 예. 뭐 분식집이니까 김밥, 떡볶이, 라면, 오뎅 이런 것들이죠. 예, 제가 정말 <laughs>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예, 그 집의 어떤 어떤 signature food라고 그러죠. 시그니처 예, 대표 음식 와사비 김밥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예, 그 광장시장의 마약김밥 그런 약간 맛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맛있었어요. 저한테는 음식 솜씨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 형제분들이 그래서 제가 막 아 이거 야식집을 차려라. 나부터 시키겠다. 진심이에요. 예, 그좀 가격도 비싸지 않았고 너무 맛있었어요. 또 서로 서로 챙겨주고 제가 먹는 거 좋아하는지 알거든요. 예. 그분들이 <laughs> 그래서 부족하지 않냐고 계속 더 시켜주겠다고 예.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고 어, 또 가보고 싶은 맛이에요. 예. 그 위치는 압구정동 광림교회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예. 뭐 여기서 광고를 또 해야 되나? 예. <laughs> 탁구장에 또 이제 식사 후에 이제 탁구장 회원들이니까 가서 운동을 하는데 어 또 거기 카페를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이세요. 예. 저한테 오늘 <laughs> 그분이 그분 차 타고 운전하고 갔는데 카페 사장님이신데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예, 제가 볼 때 저보다 열심히 하지 않나 예, 그런 <laughs> 분 같은데 저한테 왜 저기 그 스포일 스포일러를 했냐고 왜 스포를 했냐고 예, 그 어벤져스 엔드 게임 따끔하게 한마디를 하셔서 예, 저는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막 이러고 그랬는데 하여튼간 그 점심시간에 강남역에서 그 신사역 지나야지 이제 압구정역 가잖아요. 거그 길이 엄청 막히는데도 이분이 힘들게 또 점심시간이 커피 그 카페가 굉장히 바쁜 어떤 그런 타임이죠. 근데도 이제 급한 시간 딱 지나서 또 약속을 했으니까 또 운전해서 가서 그렇게 한 것도 고마운데 또 탁구 치고 있는데 카페에서 막 커피에다가 어또 커피 맛있어요. 예. 예, 거기는 제가 좀 상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해도 되나 근데 예, 이건 좋은 일이니까 예, 뱅뱅사거리 <laughs> 뱅뱅사거리 쪽에 예, 햇새드 맛집 햇새드 예, 거기 가세요. 커피도 맛있고 사장님이 어 사장님 짱이에요. <laughs> 이름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제가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커피에다가 과일 스무디 막 이런 거를 과일 생과일 주스죠 스무디가 아니고 이거를 진짜 양손 가득 갖고 왔어요 탁구장으로 어, 저 진짜 감동했어요. 예. 어, 제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 I was so happy. <laughs> 너무 행복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잽싸게 가장 맛있어 보이는 블루베리 버네너 주스를 낚아채고 그리고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찜해가지고 많이 갖고 오셔서 예. 물론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또 다른 우리 회원이랑 나눠 먹었지만 신나게 먹었죠. 예. I was so happy.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그런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예.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맛있는 걸 먹으면서 수다를 떨고 또 맛있는 후식을 먹고 여러분도 뭐 다 동의하지 않으실까요? 예. 그런데 오늘의 그 행복도 작은 행복도 예, 자기보다 남을 좀 생각해 준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또 제가 행복한 거죠. 예. 그 힘들게 분식집을 운영해서 그 형제분 형님이 살이 쪽 빠지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가가지고 한 다섯 명이 갔거든요. 어, 그 매상도 올려주고 격려해주고 막 이러니까 피드백도 해주고 예. 어, 너무 저 고마워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예. 위로가 됐겠죠 분명히 그렇죠. 어 그리고 또 그 카페 사장님 회원분 예, 운전해 준 것도 고마운데 그 생과일 주스 커피까지 그거 자기만 생각했다면 오늘처럼 selfish하고 me first하고 self seeking만 했다면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예, 저라면 예, I wouldn't. I wouldn't 표현은 안 왔네요. I wouldn't do that. I couldn't do that. 예. 그래서 wouldn't이 여러분 위를 가고 아니라 그랬죠. 나라면 안 할 텐데 약간 <laughs> 깍쟁이 같이 I wouldn't. 여러분 저는 맨날 이렇게 얻어먹지만 않습니다. 예. <laughs> 그분들 얼마 좀 전에 예. 몇주 전은 된 것 같은데 탁구장 근처에서 제가 불고기 또 샀어요. 한번 샀어요. 예. <laughs> 먹고 입시지는 않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저한테 뭐 맛있는 거 사주려는 분들 아,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저는 예, 먹었으면 사드립니다. 예, 잊지 마시고요. 예. 자 오늘 먹방 얘기로 거의 20분까지 가는데 좀 본론으로 오겠습니다. 예. 신났네요. 예. 먹방이 조회수가 높은 이유를 또 알겠네요. 예. 여러분 어, 사랑이 어떤 셀피시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그거의 절정이 어떤 우리 신의 영원한 사랑 절정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어떤 대신 죽게 한 거잖아요. 이게 정말 이타적인 사랑, 이타적인 행동의 절정 아닌가요? 이걸 누가 감히 따라하겠어요. 예. 그렇죠? 예. 신도 자신만 생각하셨다면 마치 요즘에 이것도 스폰가 <laughs> 어벤져스 이거 다른 얘기죠 여러분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이 타노스 슈퍼 villain이 정말 타노스가 껄떡하면 그냥 손 튕겨가지고 예, 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인류를 그냥 어떤 마스커 마스커라고 그러죠 어떤 대학살해버리고 예, 인류의 반을 트레일리언스를 그냥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듯이 하지 않았겠어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신인데 아우 이 인간들 내가 만들어놨더니 골칫거리고 진짜 완전히 어 정말 짜증난다. 예, 그러면 새로 그냥 만들어버리자. 테노스가, 타노스가 한 것처럼 그냥 싹 쓸고 계속 만들고 싹 쓸고 좀 말 잘 듣는 애들 남기고 계속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음, 어,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또 이 채널에서 러브송이라고 이렇게 재생 목록을 만들고 첫 번째 곡으로 Above All이라는 명 곡, CCM이라고 그러죠.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거기 그래서 정말 어떤 정말 레전데리한 어떤 그 CCM 송을 제가 하나 퍼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래서 그거 올려놨는데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시고 아마 대부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게 그 이 오늘 어떤 신이 얼마나 셀피시하지 않았는가. 예. 얼마나 me first 하지 않았는가 이거를 너무나 가사에서 잘 보여줘요. 그래서 이거 지난주에 교회에서 우리 제가 지도하는 우리 학생들 같이 부르고 그랬는데 영어로도 부르고 막 그랬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제가 오후 예배 설교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때도 또 우리 교회 전체 이제 어른들하고도 같이 이거 두 번 부르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거기 보면 가사가 대략 이렇습니다. 모든 왕, 그러니까 above all이라는 게 모든 것 위에, 그러니까 무엇보다, 예, 뭐 이런 뜻이잖아요. above all, 예, 많이 쓰이는 어떤 표현이죠. 예, 알아두시고 노래 그 그러니까 제목이 그겁니다. 그래서 모든 above all thrones 모든 왕자들 예, above all kingdoms 모든 왕국들 모든 나라들 이런 것보다 훨씬 가치로운 그런 분 there's no way to measure 예, 어떤 measure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어, 그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런 가사인데 그 마지막에 어떤 핵심 가사 이것도 제가 밑에 적어드릴게요. 예. You thought of me above all. 이렇게 마지막 가사 그거예요. You thought of me above all. You thought of me가 뭐예요? 당신이 나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above all. 모든 것보다 위로. 그랬기 때문에 그 십자가라는 그 고통과 수치를 참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정말 그 어떤 selfish와 정말 정반대죠. 그렇죠? 예. 어, self-seeking을 했다면 왜 이렇게 하겠냐고요. 절대 이렇게 안 하죠. 어, you thought of me o v e 예, 참 이거 늘 제가 이 정말 정, 제가 정말 제일 my favorite CCM 송인데 이 부를 때마다 좀 very touching, so touching. 마음을 되게 터치해요. 예. 왜냐면 이게 어떤 English Bible에서도 핵심의 부분을 또 현대어로 이렇게 만든 가사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 나를 자신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뭔가 전율이 들지 않나요? 예. 다 자기만 me f i 인 세상이잖아요. 나 챙기, 나, 나를 챙기기에도 바쁜 세상인데 어, 어, 아마 어쩌면 제가 이런 채널을 하는 것도 어떤 분들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사실 구독자 수도 적고 이게 유튜브가 뭐 이렇게 뭐 광고가 붙고 이런 돈이 되는 그런 기준이 사실은 어 굉장히 사실 이런 걸 해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이런 채널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래서 저도 때로는 갈등이 솔직히 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뭐 이거 피곤한데 뭐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어 사실 뭐 이거로 수익이 전혀 안 나도 뭐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오늘 다시 또 결론을 지었어요. 어,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어, 뭐 적은 영어와 또 적은 성경 지식이지만 이러한 것을 진심으로 쉐어할 수 있고 이거로 또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어, 이것이 참 행복한 순간이고 행복한 추억이고 또 신이 볼 때는 이, 어, 제가 잘한 행동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어제 어느 구독자분이 댓글로 멋진 댓글 달아주셨어요. 예. 어, 제가 어제 그거였잖아요. 예. 음, I am bankrupt without love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의 진정한 사랑은 저를 어떤 재력가보다도 더 부자로 만들어줌을 깨닫거든요. 그 사랑을 갚으며 사는 게 제 소원이고 목표예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 그분은 놀라시겠네요. <laughs> 예. 아, 멋진 표현이에요. 어, 사실 그분은 제가 어렸을 때 동네 교회에서부터 같이 자라던 동기인데, 예, 참 이런, 그때도 그랬지만 여전히 참, You're very supportive. Supportive라는 게 여러분 되게, 되게 항상 격려해주고, encourage, encouraging 하는 그런 understanding하고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좋으시죠? <laughs> 서로 칭찬해주는 좋은 친구 관계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죠. 예. 어, 근데 정말 이 내용이 너무 귀중한 저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 음,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니고 소수의 분들이 <laughs> 이거 듣고 계신데 다 I, I just 제가 진짜 100% sure 하는데 you must be nodding 예, 굉장히 끄덕거리실 것 같아요. 이 댓글이 아, 나도 그렇다 이렇게 예. 어, 제가 이제 묵상하는 내용 마무리하고 이제 외우고 마칠 텐데요. 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신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천사 같은 분들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Because he's, he's so generous. generous가 여러분 계속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냥 정신적으로 관대한 것보다 영어에서. 그러니까 generous 하시기 때문에 저도 계속 만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먼저 그런 작은 사랑의 행동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저부터 실천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겠고요. 예. 자 그러면 외고 우리 예. 그 카페 사장님 구독자가 아 이거 뭐 25분, 30분 점점 점점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찔끔찔끔. 이거 빡시다고 듣기가 얼마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벤져스 그건 들은 것 같은데 막 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한테 <laughs> 아, 자, <laughs> 어. 남자부터 해볼까요? 예, 다섯 번. Love isn't always me first. It isn't selfish. It is not self-seeking. Love isn't always me first. It isn't selfish. It is not self seeking. Love isn't always me first. It isn't selfish. It is not self seeking. Love isn't always me first. It isn't selfish. It is not self seeking. Love isn't always me first. It isn't selfish. It is not self seeking. Love isn't always me first. It isn't selfish. It is not self-seeking. Love isn't always me first. It isn't selfish. It is not self-seeking. Love isn't always me first. It isn't selfish. It is not self-seeking. Love isn't always me first. It isn't selfish. It is not self-seeking. Love isn't always me first. It isn't selfish. It is not self-seeking. 다섯 번 했나요? 여자 목소리. Love isn't always me first. It isn't selfish, it is not self seeking. Love isn't always me first. It isn't selfish. It is not self-seeking. Love isn't always me first. It isn't selfish, it is not self seeking. Love isn't always me first. It isn't selfish. It is not self-seeking. Love isn't always me first. It isn't selfish. It is not self-seeking. Love isn't always me first. It isn't selfish. It is not self-seeking. Love isn't always me first. It isn't selfish. It is not self-seeking. Love, Love isn't always me first. It isn't selfish. It is not self-seeking. Sorry, again. Love isn't always me first. It isn't selfish. It is not self-seeking. Love isn't always me first. It isn't selfish. It is not self seeking. Love isn't always me first. It isn't selfish. It is not self-seeking. 자, 오늘 <laughs> 먹방 토크. 제가 좋아하는 먹방 토크 하다 보니까 30분을 처음으로 넘었네요, 여러분. 예. 먹내기 재밌지 않나요? 먹방 토크 또 할까요? 여러분 의견을 <laughs> 의견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오케이. Okay. Thank you for listening. Have a good one.